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. 도미노 시작, 렛츠고! 한 번에 두개 넣기. 자, 주시죠. 열. 간다. 열. 외로워, 아! <laughs> 진짜. 오 어, 괜찮아? 왜 잡으셨죠? 제가 받은 샷